되게 오랜만에 KBS 와서 상당히 설레고 무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수 안 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떨리네 그때 사랑의 낚시 있었다면 19위 그러고 보니까 뮤직뱅크가 제 데뷔 무대였네요 퓨리어스 활동할 때 여기 대기실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무대 맞는 것 같아요 퓨리어스를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곳이 KBS에서 이제 뭔가 뭔가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긴장을 좀 했지만 방금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만큼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생각입니다. 저희 세션 친구들이 사실 모집했을 때 연주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줄 알고 모았는데 이 친구들이 생긴 게 너무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감독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laughs> 지금 아직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밑절 집에 카메라를 보지 그냥 쇼 챔피언을 위해서 방식 리허설을 앞두고 있어요. 긴장을 고쳤는데 또 대기실에 정막을 깨트려줄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쾌하신 분들로 솔로에서 편한 점도 있지만 외로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엔딩 무대 할 때 혼자 올라가기 살짝 외롭다는. 둘다 솔로라 유색배. 흰 자켓이네요. 우리 집에 없는 없는 듯한 느낌. 아 이런 뜻이죠. 그렇죠. 퓨리어스는 조금 더 야성미였다면 얘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슬램핏 음, 슬램핏에다가 음, 음. 네. 약간 락커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민철이 지금 제가 무대를 꾸미고 있으면 제 오른쪽에서 열심히 지금 오른팔 윙어를 해주고 있는 민철이. This is 민철. He is playing the guitar and the keyboards right now in our stage. Secondly, we're gonna go to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팀에 지금 약간 시선 강탈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드러머 재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이반 밴드 드럼 치고 있는 심재강이라고 합니다. Wow. So this is Jaegwang. He is playing the drums for our band right now currently. So this is Bomsu. He plays the bass in our in our band currently. And yeah. 네, 어, 네 아이반 많이 형 사랑 많이 해주시고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울어 빨리 울어. 눈물 차이야. 아무튼 this was our band. 이렇게 다 넷이서 지금 무대를 꾸미고 있어요. 나고네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익숙한 지금 그 스타일링이죠 콘버스 바지에 카디건에 카디건만 하고 나비 목걸이까지 이게 너트 윙즈 뮤직비디오 그리고 자켓 촬영에 사용된 그대로 스타일링을 입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무대에서 입게 됐네요 물병 던지기 챌린지 실패한 티가 챌아지 고! 두, 두 번만 그건 아안 되네 아! 형 이거 영상 있지 않아? 나 이거 잘하는데? 서서 해야 돼한 번 더? 자, 노룩 노룩 나를 봐 <laughs>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사소한 컬들에 있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저희 헤어 담당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고데기로 예쁘게 해주셨어요 뮤직비디오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뜻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여기 뮤직비디오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스트리밍을 해주시면 돼요 혼자 보시는 것도 좋은데 혼자 보고 친구도 보여주고 엄마도 <laughs> 보여주고 아빠도 보여주고 복숭아인데 20분 후에 시작이네요 예. 이렇게 서프라이즈 캔 하기 있음?